thank you 이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비대면인 처음이어가지고 좀 수업을 듣기만 하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고 <laughs> 그동안 교수님의 그런 노고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좀 새로운 어, 그런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. 아주 어, 좋습니다.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